trash! 짠!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스토리 노아입니다 오늘은 토이스토리 어, 트리를 꾸며보려고 여기 고속터미널에 있는 경부선 3층으로 오면 돼요 저희 옆에는 생화조는 일찍 닫아요 여기는 이제 조화 조화 쪽으로 오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나는 근데 약간 그 빈티지한 거 살 거야 클래식한 거 마을이다 야 마을이 형성되어 있네 어이 마을에 살고 싶어 나 아, 이거 트리형이에요? 저기 앞에 여기 메리 어쩌 써있는 <laughs>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알파벳? 자 이거 틀어볼 수 있는 거 있어요? 괜찮은데 이거 어 싸상네요? 얼마예요? 큰 사이즈? 어디다 신어요? 감사합니다 또띠야 아 일단 본체를 사야 돼 본체 정글존이다 정글존 이게 프렌치 이렇게 된 게 프렌치 믹스는 이렇게 막 이것저것 풀떼기가 다섯 개 있어 솔방울까지 어. 믹스가 이쁜데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 이거 색깔 약간 나이트처럼 반짝반짝거리는 거 없나? 무지개 색깔 나오는 거? 촛발라로야 빈티지야 촛발이 아니라 이렇게 사자 안 8,000원인데? 어 뒤집어져 <laughs> 어뒤집어지기 비싸다 투자를 하겠냐 그냥 촛발 날리게 번쩍번쩍거리는 거 하겠어 이거랑 코드 선 같이 세일 사성님? 사성님 이게 이도델이 맞아요? 저 사이즈예요 이게? 사성님 다 샀어? 어다 샀어 다산거 같아 베이비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을 좌 문두리는 샤샤 오 징글벨 징글벨 징글 얼음 거는 토이스토리 오너먼트 세트예요 이거는 미쿡에서 이렇게 직접 가지고 온 이런 거 이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짠 어, 이렇게 포키 오너먼트 됐어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 드디어 버즈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디랑 버즈 퀄리티 되게 좋아요 여러분 핸드폰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내린다 설정이 안돼 이렇게 보피 불 들어온 보피 램프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튜리 이거 다 펴줘 일단 다 펴줘야 돼 조수 뭐하니 또 튜리가 이거 얼마짜린지 알아요 여러 얼마게 알아보세요 <laughs> 있어요 19,000원이에요 아, 이게 또 그냥 추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믹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솔방울이 달려있고요 솔방울 이거 솔방울 아니야? 솔방울이라고 하지 보통 솔방울? 왜 방울이라 그래? <laughs> 솔방울인데 솔방울이 <laughs> 여러 가지 톨대기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믹스트리라는 그런 버전입니다 여기 밑에는 이렇게 통 그냥 통그 미쿠 옛날 집 알죠? 그냥 조금 촌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입해 온 것도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거 장난감스러운 이런 걸 샀어요 전원 6,500원 이건 이렇게 USB로 되는 뭐 그런 건가 봐요 트리를 만들려면 첫 번째 단계 일단 이렇게 예쁘게 트리 모양을 다 잡아주고 어디가 예쁜지 이거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빵을 해줘야 되는 거 어차피 뒤, 뒤엔 안 보이잖아 어디가 예쁘니? 어디 갔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명부터 넣어야 된다? 이게 그렇게 비쌉니다 여러분 켜보자 테스트로 일단 테스트로 한번 껴볼게요 <laughs> 이런 느낌, 요 느낌 트리를 만들 때 조명을 켜고 나서 둘러야 되는 거예요 아, 알아요? 일단은 제일 첫을 여러분 이게 안쪽까지 잘 들어가게끔 어때요 여러분? <laughs> 뭘 어때?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끝났어요 얘도 해야 돼 과해 원래 트리는 과한 게 트리야 얘들도 한번 돌려줄 거예요 이제 얘네들 이제 보핍을 먼저 달아줄게요 여러분 보핍 여기가 피니? 어디가 피니? 여기가 피니? 어디가 피니? 어디다 보핍? 있지? 뽑을 데가 없어? 트리가 너무 작다 이거 <gasps> 야 이거 바, 이거 달아줬는데 끝났어 야 너무 커 이렇게 보면 삐 여기 포키 얘네들은 요 위에 위에 좀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는 괜찮죠? 음. <laughs> 짠! 이 아이들 한번 개봉해 볼게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게 아주 잘 나왔어 이거는 디즈니 스토어 제품이에요 스토어 이렇게 버즈 근데 버즈하고 우디는 있으니까 일단 빼 없는 얘부터 달아줄 거야 이렇 우와 야, 근데 너무 예쁘다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있습니다 짠! 음 이렇게 개비개비 너무 이쁜 소녀 <laughs> 야 이게 뭐야? <laughs> 그 약간 무당 무당나무 같은 느낌이 들지 파랑색 돌도 이렇게 여기저기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그 끈을 조금 짧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짜 이렇게 해갖고 닦으면 좋습니다 여러 너무 예쁘죠? 손이 잘왔습니 이게 정점 정점을 딱 찍고 토이스토리 프리 만들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가족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스토리 노아였습니다 네, 다음 건 또 뵐게요. 끝이에요.